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블레터 크리스입니다. 36th Love Letter 36번째 러블레터입니다. 음, 부제는 재밌는 영어 성경 공부인데 어, 이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제 이름도 넣고 제가 수다를 많이 떨고 있더라고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뭐 크리스의 영어 관련 수, 영어 성경 관련 수다 이렇게 관련된 이름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 채널에 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예. 오늘 그 또 로마서 8장에 있는 부분 21절 8장 21절 Romans chapter 8 verse 20 s t 요거 우리 그 부분을 원래는 어, 여러분 밑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완벽한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여러분 외우기 쉽게 좀 줄여서 그 핵심을 요 성경 표현을 활용해서 예, 어, 원래 그 어떤 전체 센텐스는 밑에서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외우는 그 참고한 현대고체 영어성경 번역본 CEB 우리 메인 텍스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메시지도 역시 밑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울 것. 어, 여자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남자 목소리 세 번.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네. creation creation은 여러분 약간 창조물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예, 생물 모든 살아있는 것들 예, 모든 만무 the whole creation creation 그런 뜻이고요 will be set free set 예, 자유로워질 것이다 from decay decay는 어, 어떤 부패 여러분 이런 뜻 아시죠? 썩어지는 것, 부패, 부식 그러니까 어떤 창조물들이 썩어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다. 어떤을 엄청 많이 또 얘기하고 있네요. <laughs> 죄송 이거 안 하기로 여러분한테 선언했는데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는 건데 이를 take some time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창조물들이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실 역시 놀라운 진짜 어메이징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 우리의 몸도 날, 날마다 부패하는데 이게 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예, 어딘가에서 들었던 천지가 개벽하는 소식이죠. 예. 그러나 어, 성경은 사실 잘 관찰하고 어, 또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이 성경이 너무, 너무나 핵심이라는 것을 사실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이따가 외우도록 하고 이걸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말 제목을 영원한 건 없지만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게 여러분 케이팝 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요 제목인 것들 아실 거예요 예. 유명 가요 제목들이죠 어떤 이 어떤 가수는 간절한 미성으로 또 어떤 가수는 굉장히 시끄러운 도발적인 샤우팅 창법으로 어, 영원히 없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 두 명뿐만이 아니죠. 이런 내용의 가사나 팝송도 너무 많죠. 예. 그렇게 되면 뭐 듣는 이런 노래들을 듣다 보면 사람들은 아뭐 그런 거지 뭐 예, 영원한 건 뭐 없지만 뭐 그런 거지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좀 허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에 젖어들게 되고요. 이 세상이 정말 끝이라면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이나 저는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지만 예. 이 하루하루에 우리가 집착할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 그리고 조금 더 음, 프로덕티브한 생산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은 오늘 내가 좀 충분한 성취를 못했다 이러면은 스스로 어떤 평가하면서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예, 자신을 좀 학대할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예, 내가 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이거밖에 못했나. 예, 저도 굉장히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는 아니지만. 예. 어, 나의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하루하루 어쩌면 때로 무의미하게 소멸되어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계속 심해지게 되면 우울증이라는 depression, 우울증에 여러분 또 걸린다고 하죠. 더 심해지면 자살까지 극단적인 선택. 오늘 네이버에 보니까 뭐 연, 유명 연예인 극단적인 선택 이게 검색어 상위권에 있어서 저도 들어가 보니까 예, 저도 알고 있는 유명한 여제, 여자 연예인이 자살을 하신 것으로 추정되더라고요. 예, 유명한 연예인인데 왜 자살을 했을까? 연예인은 예, 돈도 많이 받고 팬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는데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 공허함이나 예, 예, 굉장히 공허하다고 하죠. 그 인기라는 것이 박수갈채 뒤에 이렇게 돌아오고 나면 예, 공허하다고 하죠. 제가 손흥민 선수 굉장히 조, 좋아해서 그 요즘에 손세이셔널이라는 다큐멘터리 그걸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정말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 지금 굉장히 라이징 스타잖아요. 예, 굉장히 상위 랭커인데 선수 가치로서도 예. 어, 뭐, 빅게임을 마치고 집에 오면 굉장히 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겠죠. 정말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도 그 팬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정말 축구에 목숨 걸잖아요. 예. 또그 친구인 연예인이 박하 박서준 박서준도 또 거기 막 뭐 자기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박서준 씨도 굉장히 요즘에 좀 핫한 어, 남자 주연급 연예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망하는 그렇게 많은 수입이 있고 인기가 있는 외모도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 허무함의 문제에서 자유롭진 않다는 거죠. 또 그 뉴스에 그 검색어 보다 보니까 그 유명 연예인 극단적 선택하고 같이 검색되는 것이 어 제가 볼 수밖에 없었는데 제 사무실이 이제 역삼동에 있습니다. 강남, 강남역 근처에. 거기에 한 원룸에서 젊은이 4명이 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그런 온라인으로 자살하는 그런 사이트인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함께 이제 자살을 한 게 한 10일 뒤에 발견이 되었다. 뭐 밑에 그 층에 뭐 피 같은 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그런 끔찍한 광경이 있었다. 이런 사실 뭐 이런 자살 소식은 간간히 들리는 소식이고 음 뭐 훨씬 많다고 하죠. 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제가 여기에 있어서 예, 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분들이실지라도 뭔가 이렇게 우리의 몸이 어, 정말 소멸되어 가고 있다, 썩어지고 있다, 썩어가고 있다는 <laughs> 표현이 좀, 좀 어감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있다. 세포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늙어지, 늙어지면. 그래서 저도 제가 40이 지나면서 제 몸이 한번 꺾인다는 느낌 받았어요. 예. 어, 제가 정말 탁구를 건강해지려고 시작했는데 탁구를 시작 안 했으면은 제가 성인병에 당장 걸렸을 거예요. 당장 걸렸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식욕이 너무 왕성하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일도 앉아서 대부분 수업을 제가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 싫어하게 되고 어,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많이 비만인데 어, 운동조차 안 했으면 탁구장 가서 땀을 안, 안흘렸으면 정말 당뇨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이런 바로 왔을 겁니다. 예. 어, 저보다 훨씬 나이 드신 분들은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틀리다. 하루가 다르다고. 예.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몸이 썩어가는 거, 세포가 죽어가는 거. 새로운 세포가 예, 나이가 들수록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예. 세포들의 수명이 다해가고 예, 심장이 정지되고 뭐그 전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슬퍼지잖아요. 나의 존재도 이 땅에서 나의 존재도 언젠가 끝이 오겠구나. 나도 언젠가 잊혀지겠구나. 뭐 굳이 위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주, 죽음을 대면하게 되거나 또 그러니까 측근의 어떤 죽음을 뭐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거나 또 허무해지고 그렇게 되면 허무해지고 어, 죽음에 대해서 나도 생각하면서 두려워지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뭐 그 죽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눈앞에 있는 하루하루의 삶에 그런 것에 희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살아있지만 어, 또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 그런 어떤 고민이나 근심에 눌려서 잠시라도 신을 잊게 되고 신과의 대화인 기도도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 바로 직전 35th Love Letter에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봤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 저도 어떻게 보면 어, You know I'm struggling. 이것도 저의 struggling일 수 있어요. 저의 발버둥일 수도 있어요. 예. 어떤 I'm struggle, struggling to remember God. 어떤 신을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struggling 하는 거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 그런 신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했는데 신과 대화가 막힐 때 신께서 우리 안에서 예, 어,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이거 우리가 외웠었잖아요. 예, he does our praying in and for us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런 놀라운 것을 같이 외웠었는데 우리가 신을 사랑함에도 또 우리 다음에 외우게 될 거는 어, 그런 어떤 컨텍스트 문맥에서 신께서 우리의 이 답답한 모든 순간들 우리가 허무함에 굴복하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한글 성경이죠. 허무함에 굴복하고 이렇게 답답해하고 한숨을 쉬고 이러한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까지도 그러한 근심들까지도 걱정들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잘 되도록 이 잘 된다는 게 여러분 어, 이 세상의 만사 형통 이런 것과는 좀 틀려요. 예, 이 세상에서도 만사형통하고 살 수 있겠죠. 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어떤 고생을 덜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사람들의 속 사정을 제가 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도 아, 저 사람은 참 부럽다. 저 사람은 참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제 주변에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주 극소수고요. 정말 진짜 once in a blue moon, 영어의 once in a blue moon이 가물에 콩나듯이죠. 또 이제 친해지고 들어가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다 그런 고민과 고통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성경에도 뭐, 뭐, have to, 뭐, we have to You have to carry your own cross. 자기의 어떤 own cross, 자기 자신만의 cross, 십자가를 carry 해야 된다. 예, 지고 가야 된다. 이런 게 있다는 게 사실은 신이 볼 때도 우리가 다 그런 예, 어떤 인간으로서의 또 관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다는 거죠. 예.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도 뭐 결혼하신 분들 처자식 먹여살리라고 등골 휘시잖아요. 그렇죠. 예. 어,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신의 기, 신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또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너무 지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진짜 너무 지금 no energy, 기운이 너무 없다. 예, I can't go another step. 한 스텝도 더 갈 수가 없다. 이런 때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때 어, 신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소식인가요? 그 다음에 외울 거예요. 다음 37th Love Letter에서 제가 외울 겁니다. 예. 인간과 세상이 어,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아닐까요? 영원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냥 우리 아까 가사 제목처럼 가요의 제목처럼 순간적으로 했다가 변하고 사라지고 배신하고 그것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린 어떤 인간들 사이의 사랑이 아니라 예, 영원한 사랑이 최고의 존재가 주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 그런데 이거를 꿈꾸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이거를 다 염원하잖아요. 예. 어떻게 아냐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런 노래들이 또 많은 드라마들이 많은 영화들이 우리 개연성이라고 하죠. 사실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예. 저번에 제가 팬티시 <laughs> 무비를 한국말로 막 밤에 새벽에 하다 보니까 우리 그냥 환타지물이라고 하잖아요. 환타지물조차도 뭔가의 현실과의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것을 토대로 이렇게 어떤 환상을 그려가는 거잖아요. 어떤 가공의 메이크업 스토리를 어 그어 그, 어, 메이크업 스토리죠. 메이크업 스토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밤도 아닌데 지금 오후 8시인데 제가 실수했어요. 예, 예, 어떤 만들어진 메이크업 스토리. 예. 아 어, 그 근데 우리가 이제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갖고 싶은데 영원한 사랑이 있다면 너무나 하고 싶고 받고 싶은데 이제 포기, 포기해 가면서 어, 그거는 거짓이야. 그건 존재하지 않아. 예. There is no, there is nothing like eternal love. 예. There is nothing lik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같은 건 없어. 예,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익숙해 가는, 가지는 거죠. 함께 모든 인간의 한 명으로서. 예. 그러나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버려서라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아들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Four Gospels 사복음서에서 많은 어떤 가르침에서 예, 뭐 그걸 약간 어려운 단어 parables라고 하더라고요. 신학 대학원에서 세미나리에가봤을때 parables 비유들이라고 하죠. 예. 그걸 통해서 천국의 영원한 하늘의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 예,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의 그 천국의 가치는 우리의 전 재산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고 예, 우리의 가족보다 중요하고 예, 우리 자신보다 중요하다고 아주 예, 단호하게 어떤 확정적으로 가르치세요. 여러 번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예. 그러나 사실 저도 이런 것이 듣기가 좀 힘들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어, 솔직히 더 얘기할까요? 요즘도 힘들 때도 있어요. 네, <laughs> 제가 뭐 그렇게 많이 굉장히, 저, 저는 부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 제가 가진 적은 것이라도 만약에 신께서 다 포기해라 이러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예. 어, 고민 없이 하는 분들도 아주 간혹 보기는 했는데 어, 대단한 결정과 실천이죠. 근데 그게 누가 억지로 강요한다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 뭐 재산이 얼마가 있으시던 간에 누군가는 너무 없어서 누군가는 너무 많아서 그를 여러분 쉽게 뭐 포기한다는 거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어, 그 성경에도 팩트를 얘기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대부분 돌아가는 거예요. 아, 저거는 너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말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뭐 부자 사케오라든지 신을 만나고 그렇게 움켜잡았던 어떤 돈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뭐 나누어 준다든지 그러, 그런 아름다운 결정을 한 기록들도 또 동시에 있습니다. 예. 어, 근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어, 어떻게 보면 신께서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신께서 음, 신께서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구약의 그 선지서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깨뚫고 계시죠. 여러분 see through라고 그러죠. 예. 어떤 통과해서 우리를 see through, 우리를 통, 통과해서 예, 보고 계시죠. 완전 관통해서. 예. 우리의 생각을 사실 우리가 creation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면 창조된 우리가 존재들이라면 사실 창조한 주인이 잘 모르는 게 이상한 거겠죠. 예. 여러분 저도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당연히 과거에 있었,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찾아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오, 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오지 않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예. 어... 과거에 하든가 오늘은 제가 구체적인 저의 얘기를 그동안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쉬겠습니다. 예. 뭐 기대하셨던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뭐제 얘기가 듣기 싫었던 분들은 또 좋아할 수도 있고 예. 하여튼간 제가 그 구체적인 얘기 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감옥 같은 절망의 늪에서 저를 이렇게 끄집어냈던 그런 어떤 생각들은 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유명한 말 있죠.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근데 막연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 훨씬 좋은 것이 이따가 더 메시지라는 번역본 밑에 보면 그런 부분을 잘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신을 사랑하면서 신과 함께할 것들에 비교하면 정말 너무나 초라한 것이다. 현재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뭐 당연히 그것도 잊혀질 것이고요. 예. 그래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내가 신의 사랑을 붙드는 한 영원히 그분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 진짜 이게 여러분 어, 지식적으로는 아마 이거 계속 들었던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어떤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이게 팩트가 돼가지고 저의 그 어둠 속에 있는 근심 속에 있는 저를 딱 뚫고 저에게 딱 다가올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있어요. 피부로. 어, 그거는 교회에서 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그런 때가 있지만 뭐 반드시 교회 안에 어떤 교회라는 어떤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한 때로는 뭐 지하철 위에 있을 때일 수도 있고 불현듯 이렇게 그 놀랍고 위대한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있어요. 저의 마음을 채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게 눈 녹듯이 뭐 환경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예, 뭐 안 되던 일이 다 해결된 것도 없는데 그런 성경의 표현을 제가 빌자면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사형통과는 조금 다른 컨셉이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예. 어, 그런 신의 강력한 어떤 임재라고 presence of가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개입, 예, 어떤 그런 제 마음을 채우는 강력한 신의 사랑이 저에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참 신기한 순간들이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저를 절망하게 하던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지나가겠지. 신께서 도와주시겠지. 내가 어, 정말 그분이 보시기에 어, 정직하게 때로는 잘못했어도 정직하게 고백하고 때로는 내가 억울해도 또 이렇게 정직하게 그분께 제가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 어, 내 이웃들에게 어떤 고의적으로 악을 행치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 사실 또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너무나 지옥 같은 순간들도 예. 신이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보증이 그런 보증을 서야 되잖아요. 누군가 예. 보증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뭐 있다고 들었는데 이 신이 하신 보증, 개런티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어, 우리가 신을 배신한 우리 인간들의 죄의 벌을 대신 받아 죽게 하셨다는 것 이건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의미는 늘 되새겨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예. 오늘은 좀 와닿는 얘기를 제 얘기가 아닌 얘기를 드릴게요. 저번 주에 미우새, 미운 오리 새끼 유명한 여러분 새끼란 말을 하니까 <laughs> 좀 뭐가 <laughs> 욕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를 제가 한동안 미우새라고 할게요. 미우새를 한동안 안 보다가 어 이제 틴틴5 제 시절에 인기 되게 좋았던 틴틴5라고 거기에 리더였을 거예요. 이동우 씨가 정말 오래간만에 TV에 나왔는데 뭐 이제 40대인 것 같은데 50 예, 됐나 했던가 제가 나이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지만 이 분이 그러니까 뭐 키케야 50인데 실명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검은 그 시각 장애인들이 쓰고 다니는 안경에다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언테나 안테나 같이 생겨서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스틱 스틱 그런 어, 지팡이 같은 스틱을 어, 그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도 젓가락으로 어떤 반찬이 있는지 어 이게 되게 어, 저 사람이 저렇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얼마나 재밌는 분이었는지 아마 알 거예요. 저의 세대에 있는 분들은 정말 재능 덩어리였는데 와참 허무하죠. 예.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좀 놀라웠던 건 그 딸이 그 딸이 너무 정말 사랑스러웠죠. 그 딸이 딸과의 특히 이동우 씨와의 이 서로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어쩌면 이동우 씨가 잘 나가서 사실 막 공연 다니고 막 이랬으면 과연 딸과 그렇게 친했을까? 솔직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You know what I'm saying? 예. 어 그래서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는지 또 굉장히 해맑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아빠 불쌍해서 이런 게 아니고 <laughs> 되게 하여간 좀 조숙해요 보니까. 예. 어 그래서 같이 갔던 김송 씨하고 김경식 씨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 모습이 하여튼간 뭐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어요. 예. 이동훈 씨에게 그 딸의 존재가 얼마의 가치일까요, 여러분? 본인 의 생명보다 분명히 소중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송 씨가 또 호세를 떨었어요. 얼마 하면은 그 딸을 살 수 있느냐? 나도 딸을 살 수 있냐? 막 호기를 부렸는데 그만큼 이제 부러웠기 때문에 했던 얘기겠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에피소드에서 하하 씨가 부인인 별, 별씨 그리고 김종민씨, 김종국씨하고 북경 오리를 맛있게 먹더라고요. 예. 별씨가 뭐 셋째인가 넷째를 임식했, 임신했다나 했다나 했던가 임신 체질이라나 했던가 예. 자, 임신했는데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시더라고요. 특이한 체질 같으시긴 해요. 수다를 떠는데 하하씨가 애들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약간 의외이기도 하고 예. 애들 신발만 봐도 눈물이 난대요. 여러분 좀 웃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퇴근하면서 현관에서 애들 신발을 이렇게 움켜잡고 운대요. <laughs> 이건 약간 오바스럽긴 한 제가 듣기에도 그런데 어,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애들 <laughs> 그래서 얘기를 막 일어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보면 하동훈 씨잖아요. 하동훈 씨가 어, 나는 되게 겁쟁인데 뭐 형들 알죠? 내가 막겁쟁인고 뭐 그렇지만 나는 우리 애들 이름 부르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는 자기는 전혀 겁쟁이가 아니라고 애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이 오면 나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애 대신 죽을 거라고 어, 그러니까 하씨에게 아이들의 가치는 자신의 생명이 훨씬 이상인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김종국 씨가 그러면 아내 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대신 죽어 주겠느냐 그랬더니 조금 생각하다가 <laughs> 이렇게 한 1, 2초 생각하다가 일주일의 기간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엄청 웃었는데 예, 저도 터져버렸는데 거기서 예, 물론 이제 그거는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뭐 재산을 이전시키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남아서 뭐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조금 <laughs> 좀 웃기긴 하죠. 아내를 위해서도 그냥 일 당연히 이렇게 나왔었는데 좀 생각을 하고 일주일의 기간을 얘기했던 거는 굉장히 좀 재밌는 상황이었죠. 어,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을 텐데 예. 아이가 생기면은 대부분 제 주변에 제가 특히 딸바보들, 딸이 있는 아빠들, 뭐 나, 아들도 뭐 예외는 아니겠지만 딸이 아빠들이 딸을 더 죽고 못 사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그래서 그렇게 와이프보다 애들이 더 사랑스럽다고 뭐 진짜 하하심한 그런 게 아니네요. 예, 주저음 없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또 참는 거잖아요. 예. 어 그런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신께서 자기가 만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줘서 죽게 했다는 것이 우리들에 대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의 보증이고 그 사랑의 대가이고 그 사랑의 그 사랑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썩어지게 되잖아요. 흙으로 다시,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저도 말하면서도 약간 만감이 교차하네요. 존재가 이 땅에서는 끝이 날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가 그 아들을 주신 신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고 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면 때로 업앤 다운이 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신의 사랑을 기억하면 살아간다면 어, 다음에 외우게 되겠지만 퍼즐의 조각처럼 모든 우리 삶의 어떤 사건과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신과 영원히 사랑하기 위한 우리의 실패조차도 때론 우리의 성공조차도 그분의 사랑을 더 갈망하고 기대하게 되는 간절히 원하게 되는 그러한 퍼즐의 조각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전, 행복, 여유로움, 감동, 재미, 예. 그리고 우정, 사랑들이 천국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될 거라고 저도 간절히 그런 것들이 제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게 했던 어떤 원동력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게 성경의 여러분 중요한 또 어, 핵심입니다. 이, 사, 이 사실이 저를 절망의 늪에서 끌어내 주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고 외우고 마칠게요. 오늘 좀 길어졌네요. 어, 그 오프라인으로 이 러브레터를 좀 심화한 모임, 모임을 제가 계획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예쁜 모임 오프라인 모임 장소가 아마도 조만간 생길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뭐 그렇게 거의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여러분이 아마 알게 되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어제 제 친구한테 살짝 얘기했는데 엄청 놀래더라고요. 예. 컨셉도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잡혀가는데요. 확정이 되면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남자 먼저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decay 이렇게 여러분 강세, 강세는 여러분 음을 약간 높이 노래 부를 때 높인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단조롭지 않게 연습하시는 것이 여러분 리스닝과 스피킹이 좋습니다. 갑자기 영어 수업 모드네요. 여자 목소리.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Creation will be set free from decay. Amen. Thank you for listening.